있어요 지금 우리 앙팡이 앙팡이가 왜 큰일이 났냐면 지금 강냉이가 다 없어졌어요 앙팡이 아래 강냉이가 앙팡아 너 이빨 다 어디 갔어 앙팡이가 원래 구내염이 있긴 한데 앞니를 보시면 앞니가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. 이 아랫니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앙팡의 이 아랫니가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요. 지금 그래 이빨 있었어. 여기 이빨 다섯 개 있네. 과거엔 이빨이 있었습니다. 이게 하나 빠져있긴 하네. 하지만 하나 빠져있긴 하네요. 이때는 있잖아.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응? 강릉이 다 어디 갔어 이빨 어디다 팔았어 뭐야 뱃살은 뱃살은 핑크색이어가지고 씨. 귀여우면 다야? 너 이빨 어디 갔어? 고양이 카페 가면은 이 아랫니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안심을 했는데 또 병원에서는 이게 약해서 잘 빠지는 이긴 하지만 이유 없이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뭐 사료를 먹다가 없어진 건지 구내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근데 일단은 엉팡이가 밥을 겁나 잘 먹어요. 엉팡이의 식욕에, 식욕이나 그런 거에 전혀 현재 이상이 없고 밥 너무 잘 먹고 사료도 오독오독 잘 씹어 먹어서 그래서 지금 일단은 관찰을 좀 해보기로 했어요. 차원에서도 좀 더 지켜보고 아이에게 뭐 행동이 이상하거나 좀 불편해 보인다 싶으면 그때 병원에 가보기로 했어요. 방팡이는한 3개월 때부터 구내염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이빨 빠졌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시네요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, 스윙? 스윙님 스윙! 님 강냉이 선생님! 스윙, 어디 가세요? 아, 왜또 들어가세요? 강냉이 선생님! 뭐 하세요? 강냉이 선생님, 이빨 빠지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랫 이빨이 다 떨어진 소감이 어떠십니까? 아, 정민 선생님! 아, 정 선생님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인터뷰 중인데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빨리 오지 마세요 조용히 하세요 선생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니까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세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정세 선생님 어. 아까 쾌변하신 것 같던데 쾌변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? 응? 네? 네? 네 알겠습니다